사실 아까 <laughs> 일부러 한 거죠? 일부러 네. 일부러 한 거 아니야? 아니에요? 어. 와 이번에는 도미노잖아요. 그러니까 초반에 하면 재미없잖아요. 마지막 N 하이픈 그거 마지막 한 30분 있잖아요. 그 시간이 아. 29분쯤에 좀 약간 실수해가 아, 아, 이번에 그러면 내가 내가 실패했으니까 이제 너가 너가 해봐. 아 여기 여기 <laughs> 와 여기 29분쯤에 네 저희가 완전 마지막에 이제 카운터 펀치를 날리면서 이제 저희만 선물을 받으면서 <laughs> 예. EFK를 받으면서 EFK 선물 뭘까요? 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저희만 받는 게 좋은 거니까 너무 잘 해보겠습니다 이 스파이 그런 거 찍었어요? 진짜 이... 그거 찍었어요? 네그 찍었어요 18일이라고 막 네, 어제 안무 연습 시작하기 전에 저희끼리 방금 중간에 나갔다 나갔다 와서, 와서 찍었어요 아 어? 아, 간식 먹어요 그 네. 관야식 간식 먹으러 갔어 감또 진짜 네. 이제 선물이야 이게? 네 저기 있었어 아니 지금 뭐하는 시간 아 진짜 여기 선물이에요? 네 안에 들어가 있어 어? 형 우리 숙소에서 심심아요 이거 먹는 거 아니, 아닌 거 알지? 알아 알아 이거 전에 했었어 너. 너, <laughs> 너 거야? 아, 감사합니다 <laughs> 상품 탔다 그래 이거 진짜 제이 형 거야 이거 심지어 제이 형이랑 닮았어 야 끝까지 그럴 거야 아주? 야 <laughs> 아니 한라산 야 제가, 제가 준 거 다 먹고 이거 먹어요 야 이거 아 근데 이거 일단 앞서 너 어, 일단 있는 꿀좀 다 먹고 일단 저는 이거요. 딸기. 저도 딸기요. 아 진짜 맛있겠다. 이거, 이 딸기 제가 다 먹을 거예요. 딸기를 탕후루. 제가 딸기를 어? 전... 야 이거 탕후루 해 먹을까? 아니요 저. 근데 진짜 어렵대. 아니 저. 괜찮... 저 딸기를 전자레인지에다가 얼려서 먹는 거. 아 그거 저번에 해봤잖아. 진짜 진짜 맛 진짜 맛없어. 차가운 거 맛없잖아. 맛을 느낄 수가 없어. 맛있지 차가운 거. 아니요. 전자레인지 돌려야 먹는 맛있어. 얘들아 얘들아. 니키가 딸기 데워 먹는데 이거 데워 먹지?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뭔 소리야? 얘 지난번 요걸때 구운 바나 고막 그냥 뭐 별의별 다 익혀 먹어 뭐예요? 그 뭐예요? 김부각 뭐 이것도 너무 좋아요 와 이거 진짜 저이 우리 침대에다 갖다 놓게 김부각 사실 저 한 번도 안먹어어요 맛이 나요? 너무 맛있어 김부감 맛있어요? 한번 먹어봐요 급식 국물이잖아 근데 진짜 저 진짜 한 번도 안 먹었어 급식에 저거 나오면 밥두 그릇 네, 예, 그 정도예요? 근데 급식 국물 그 아이템들 이렇게 김부각 그리고 막 나빼 막 소세지 그리고 오징어 볶음 이거 내 마지막 간식 너한테, 너한테 맞는 정답 진짜 도넛이에요? 이 네, 지난번에 하지 않았어요 저기? 어봐 어울리는 거 차이 보세요 잘 아, 어울린다 갖고 놀아 와 진짜 음. 어, 몽쉘 내 페이보릿 아 몽쉘 냉장고에 놔두면 진짜 이거 왠지 라면에 넣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음. 와, 와 이거 저 영수한테 다. 와, 이거 언제 쪽이냐? 나 이거 미국에 있을 때 먹, 먹던 건데. 아, 이거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손잔. 이거 맞아. 이 와, 아, 비타민. 어, 나도 이거 먹었었는데. 와, 저거 진짜 저거 막흰 그 가루 묻혀 있는 것도. 이거 저 임원에 가면은. 와.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진짜 몸에 진짜 원래 한 개만 먹어야 되는데 절대 한 개만 안 먹어 맞아요 아, 절대 한 개만 네. 먹어 네. 엄마가 먹지 말라는데 계속 막 먹어 무조건 저는... 무조건 세 개이상만 먹어야 돼 저는 <laughs> 진짜 유년기 추억 이거 미국에 있을 때도 있었는데 먹어볼까? 와, 와 진짜 오랜만이야 이거 연수한 먹었는데다다 그거 비타민 받, 받았었잖아요 비타민 그거 영양제 그 저는 그거 영양제를 못 먹은 거못 <clears throat> 먹, 못 먹었어 이거를 계속 음. 오 이거 알아요? 안에 뭔가 있는 거 알아 거짓말이 방부제일까? <laughs> 자